One, two, one, two, three, four. 밤이 깊어. 네. 밤새 간 꽃잎처럼 그대 발에 머물고 싶 나를 꼭 ちょっと熱いよ